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니다. 작업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대신이 준비 완료. 사령관님, 한바탕 돌아볼까? 대신이 준비 완료. 살짝 설정! 을 내리십시오! 명을 내려주십시오!

받고 있습니다. 통신 기간. 주십시오. 말씀하시죠. 반갑습니다. 사령 네.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계획 있십니까 네, 갑니다. 이동. 아, 반갑습니다. 사령관 설정.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대장님. 목표 설정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속범을 완성.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 공격받고 있습니다. 네, 갑니다. 갑니다.

피어 문제 없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갑니다. 목표 설정. 명을 내리. 명령을 내리. 명령을.